가수와 모든 꽃나무들이 또 움직이네 비바람만 난뒤 온 세상 모두 이걸 거리고 하늘이 소리내며 울고 있네 난 또 어느 성을 걷는다 흔들대는 나는 허공을 본다 난 어찌할 수가 없어 알수 없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이리도 지켜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만 같구나

난 누가 볼세라 남들은 하늘만 보고 있네 나는 어찌 할 수 없기에 흩어진 분 검어진 캔버스 저만치 있네 이렇게 또 하루가 간대 벗겨진 구두만 멍하니 볼 뿐 저 멀리 하늘만 보고 있네 벗겨진 구두만 멍하니 볼뿐 저 멀리 할만